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수입니다 여기는 리츠칼튼 호텔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의 첫 번째 행사인 TV 아카데미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행사 잘 하고 오겠습니다 밖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저 앞에서 에미 시상식이 열릴 거고 저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차 적응이 참 쉽지가 않네요 자주 네? 오지도 않았지만 항상 올 때마다 하루는 그냥 이제 멍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서울 가서도 멍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그래도 또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온 것만 해도 즐거우니까 Thank you so much. Welcome. all the vibes. Got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기가 커버 커버 스트 커버 시티 Culver City 여기는 Culver City 여기 이제 이거는 유명한 커피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지만 줄이 길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전에 농구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 아, 이게 늦는 거. 맥주 쏘기. 아, 좋습니다. 마지막 필수 뭐야? 네. 네. 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중간을 중간을 들어야 돼 중간을 대박 숨었다가 네 돌아갔습니다 아, 뭐 <laughs> 아 지금 이렇게 가시는 심정이 어떠신지 배우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laughs> 기절 <laughs> 아 의미가 있죠. 받든 안 받든 즐기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 마지막까지. 그 레드카펫 워킹 어떻게? 투스텝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레드카펫에서 투스텝 밟은 분이 없어가지고 턴을 <laughs> 한번 돌아볼까. 그럼 당연하지 코리아 솔져 있는데 육군 장병 전역에 54단 조교 출신 사격 항상 만점 사격 항상 만점 and uh, 포상류가 여기가 경기장이죠 다섯 명의 솔저가 되는 거죠 다섯 명이 팀을 이뤄서 어. 좀비 사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뭐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wow 포즈 틀봐 이쪽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포즈 총 골라요? 어, 얘안 들려 진짜 신기하다 Yes sir 뭐가 아니고 어나 근데 색깔이 바뀌었다 나 색깔이 바뀌었어 나야 나 이거 이거 나야 이거 이거 그래서 춤춰봐 딱 들어가면서 자기 자리에 숨어야 되겠는데 야! 매번 <laughs> 어? 헐리우 사인 안 찍어왔다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난리 쳤다 <laughs> 찍었다 잘 찍었다 아르마 찍었다 아 이거야 미션 컴플릿